끝까 나의 증인들이다 예!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들이라 산과 바다 건너서 땅 끝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 들 것이다 주님 회중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이 되리라 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이 되리라 산과 바다 건너서 땅 끝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 될 것이다 주님의 자